hello 월요일 안녕 아 또 오늘 월요일인데 제가 약간 지금 월요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약간 힘이 없는 상태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즐거운 노래와 저희의 즐거운 reaction을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섰습니다 어,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아. 과연 오늘은 어떤 노래가 나왔나 제가 아침에 딱 봤는데 바로 블루페이스의 Thotiana remix인데 바로 featuring Cardi B입니다 저는 블루페이스 분을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파란 얼굴 분이신데 네. 이제 카리미가 피처링 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블루페이스를 모르니까 일단 블루페이스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블루페이스 가봅시다. Wiki time. 블루페이스가 별로 이게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간략하게 summary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루페이스 본명은 조나탄 포를 그리고 9 7년도생이고요 Yeah. 그리고 블루페이스 Bleedem이라고 이게 랩 name을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리고 이분은 American 래퍼고 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출신이에요. 오, 또 캘리포니아 저의 연관이 많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okay. 가장 많은 구독자가 되습니다 <laughs> <laughs> 어쨌든 네. 자 그리고 2018년도 10월에 어, Respect My Crip i n 이라는 어. 노래를 발매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인터넷 그짤 meme을 막 이렇게 viral viral로 되면서 어.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오케이. 뭐 이 정도 이 정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 블루페이스의 제목은 바로 따티아나.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약간, 그 약간 여자인가? 여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여자 얘기. 왜냐면 오케이. 싸시 어. 그거잖아요 That hole over there 아, 몰라야죠 Fuck <laughs>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따띠아나 따띠아나 피처링 카리비 노래 들어보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lit action Yo 오, 차가 날라다니는데 해리포터 느낌인데? 역시나 따들이 나오고 있죠 따뜻 Break 이분이 블루페이스겠죠? 그러겠죠? Bust o w n Tatiana. 와. 어. 뭔가 이건. 와. 바지 내린 거 봐. <laughs> 저 잠깐만. 바지 나온 부분이. wow. wow 아, 살짝 뒤로 가볼까요? 네. 그래 여기. 이 아. 바지 좀 보세요. 근데 이게 또 <laughs> 힙합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도 너무 내린 거 아닌가? 근데 또 이렇게 내리려면 팬티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지금 캘빈 클라인 같은데 뭐 그 정도 입어줘야 어. 보여줄 맛이 나기 때문에 어째. 아, 근데 보니까 진짜 음. 저러고 어떻게 걸어다닐 수 있는지 난신기하 <laughs> 오케이, 그럼 팬티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노래 어땠어요? 노래는 아주 그 deep한 West Coast 사운드, 아. G-funk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 이게 제가 원, 네. 원곡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원곡에서 피처링이 아마 YG일 거예요. 아. YG가 딱 이런 풍의 노래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래서 리믹스로 써 있나 봐요. 네. 이게 리믹스가 된 것 같은데 전 노래를 음.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약간 old하다. 음, 라고 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웨스코스트 G펑크가 그렇게 그 어. 현대 사운드는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옛날 사운드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좀 저희가 즐겨 들었던 막 중고등학교 때 즐겨 들었던 그 네, 그 사운드가 들린 것 같고 flow도 약간 그, 네. 그 시절 때 약간 플로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뒤로 이렇게 네. 여유 있는 그런 느낌. 오케이, okay, that's right. 빌러. 빌러. 가사가 잘 들리나요? 잘은 안 들리는데 네. 그냥 그 항상 카디 카디가 얘기하는 거 있, 는 거예요. 그 아. 약간 I'm the only one. 아. 너네 아. 다 bitch 아.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짱이고 니네들은 나한테 안 음. 된다. 음. 네. 약간 이런 걸 또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운드에 그 카디비 flow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카디비는 사실 어디다 갖다 놔둬, 놔드려도 아.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간 그 묵직하게 뱉는 거죠. 네. 뿜 뿜. 약간 옛날 Notorious B.I.G가 하는 그런 음. 발성 같은 거 있잖아요. 아, <laughs> 진짜 이렇게 동그란 구슬 같은 거를 내뿜는 듯한 그 댐핑감이 어, 있다고 얘기하죠. 댐핑감이 진짜 쩌는 그런 느낌이 진짜 들어서 이 비트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clears throat> straight name. My pussy a bust down, yours plain Jane. I make him go insane. I fucking with my make him go insane. Come, I say gang on the gang. Bust down, Tatiana. Bust down, Tatiana. 네. 매력이 있네요 근데 네. 훅이 어, 자꾸 눈썹을 이렇게 하시네 어떻게 하는 거야? 손이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버슨 저지를 예. <laughs> 행복해 보인다. 예. 저 시워크라 그러나 저걸? 약간 시워크를 하기 전에 약간 예비 아. 동작 비슷하게 한 거죠. 할려면 진짜 저, 제, 음. 제대로 해야 돼. 저 저런 게 약간 시워크 아니에 비슷하지 약간 푸더크 정도로 하죠. <laughs> <laughs> 아 눈이 되게 어, 이뻐. 선하게 생겨졌는데. 근데 이 노래 나는 그렇게 듣고 싶어. 약간 소파에서 앞에 음. 아까 양주도 깔아놓고 음. 돈 같은 것도 깔아놓고 담배 딱 피면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이렇게 웃으면서 아, 즐거운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어, 어.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오케이 relax가 되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 플로우도 그래 되게 relax하게 뱉고 있어 눈 살짝 반쯤 감고 부르는 느낌 어. 약간 취해 있어서 존다생아 버스 다운 따띠안 Jerk it off. Alright. 아뭐 이거 시그니처인가봐 연습해야겠다 이 맞나요? <laughs> 야 얘네도 유명한 사람인가? 하오미 credit이 졸라 기네요. 아 일단 크레딧 크레딧은 스킵할까요? 뭐 더 있나? 아 없어 없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제 오늘 Blueface의 사티아나 리믹스 피처링 Cardi 비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laid back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렇게 뒤로 늘어지는 그런 굉장히 사람을 약간 relax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저도 아까 중간에 말했듯이 진짜 그냥 집 뭐 되게 대저택 음. 대저택이면 좋겠죠 뭐 집이어도 좋고 네. 근데 이제 딱 넣어가지고 앞에 막 진짜 제가 좋아하는 술들 딱 깔아놓고 옆에 좋아하는 친구 멋진 여자들 이렇게 네. 끼고 담배 한다 빨면서 <laughs>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아까 오늘 약간 기분이 약간 살짝 다운돼 네. 있어서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 저는 뭐 일단 뭐 카디비는 항상 네. 정말 아까 말했듯이 damping감 있는 랩을 맞아요. 어느 비트에나 특히 이런 medium 템포의 비트에 굉장히 잘 뱉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West Coast 진짜 음. 그 G-funk 그런 아. 사운드인데 사실 이런 걸 진짜 YG가 많이 해요. YG가 많이 하는데 이분이 하니까 YG는 뭔가 진짜 빡세거든. 음. 랩을 그 이런 비트에다 하면은 진짜 여기서 총 나올 것 같고 음. 그런 느낌인데 이분은 그거보다는 좀 더 좀 행복하다 그래야 될까? 음.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 relax감이 좀 있고 네. 근데 이제 Blueface가 약간 그렇게 늘어지게 불렀는데 아까 말했듯이 카디비가 그 damping감 있게 네. 진짜 아까 제가 좀 감히 이런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약간 네. 노트리어스 비아지 같다고나 <laughs> 네. 했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묵직하게 뒤에서 또 받쳐주니까 그쵸. 이 노래의 약간 균형이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둘 다 늘어지면 진짜 이거 듣다 잘 수도 있어. <laughs> 맞아요. 근데 중간에 카디비가 갑자기 damping감 이렇게 빡 쳐주니까 또 이렇게 늘어졌다 또 막 일어나가지고 또 한 번 즐기고 또 다시 딱 그 있잖아 클럽에서 춤춘 다음에 음. 다시 테이블 가서 술 한 잔 먹고 그쵸. 약간 그런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즐겁고 약간 relax 할수 있는 노래 들어봤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와우. <laughs> 자, 그럼 마지막 멘트 해주시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ert me, please. We need your help. 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션 테일러도 노래 작업하고 있고 영손도 작업하고 있고 저도 이제 션 테일러 새 신곡 이제 3월달에 발매될 신곡 뮤비도 이제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모든 컨텐츠 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보죠 릿 아쇼